세상의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 또한 작은 빛으로 부르시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힘과 능력을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보내시네 어둠 앞에 절망하기보다 어둠을 밝히고 이기며 나가는 교회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건 욕이 아니라 빛이야 우리가 같이 할 것들은 충만하는 내야 진리야 거룩함 그 동시에 제약된 세상을 품고 세상 또 만왕의 왕 만주해주 리는 그의 백성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 끝으로 나가리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 끝으로 나가리라 네가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니까 네가 승리할 때 함께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 예수가 좋 인생 다른 위치 다른 환경 다른 나의 각자의 다름을 함께 올려드릴 때 각기 고유한 소리로 완벽한 하늘의 공조로 엮으시는 Jesus King My t r o n e 마이스트 서로와 우리의 가치가 이미 있게 실현되는 우리는 교회 너 홀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네 You're so weak but we are strong 넌 약하지만 우린 강한 거 yeah.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 끝으로 나가리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 그 끝으로 나아가리라 네가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니까 네가 승리할 때 함께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 예수 가족